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돈 되는 신규 플랫폼과 최신 트렌드를 전달하는 깨비 뉴스! 안녕하세요. 1세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NFT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디지털 잡러 깨비입니다. 드디어 더 마르스가 업데이트를 하며 in-game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으로 채굴이 25% 이상 더 가능하다는 사실 거기에 좋은 소식도 하나 더 전달해드립니다. 더 마르스와 관련된 소식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니 구글 앱에서 더 마르스를 쳐주시고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 로그인을 해주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개선사항과 기능 추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게임 모드. 자 들어가 보면 이렇게 game start 버튼이 나옵니다. 뭔가 굉장히 옛날 고전 게임의 멜로디가 들리며 시작이 되는데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한 시간이 나오면서 100개의 마르스 워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를 모으면 24시간 동안 채굴량 25% boost 거기에 boost와 자석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능만 소개하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두 번의 테스트를 알아낸 최단 시간으로 모으기 100개를 모으려면 주로 10분 안팎으로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금이죠 금 같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분석을 통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었죠 아마 좀만 더 연습하면 더 단축될 것 같은데 우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마르스 워터는 처음에 시작하면 사방팔방에 워터가 보입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면서 모으는 것보다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것들을 조금 돌면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7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뜨문뜨문 보이기 시작해서 이 거리가 생각보다 있어서 모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장애물을 부딪히면 이렇게 튕기게 되는데 전 이걸 이용해서 튕긴 다음 옆으로 도는 식으로 모기도 했습니다. 그냥 빙 돌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마르스 워터들을 어느 정도 돌면서 근처에 있는 걸 수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으다 보면 광고를 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광고를 보고 나면 boost가 생성됩니다. 그럼 20초 동안 boost. 차량의 속도가 2배가 되고 보이는 장애물을 파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쭉 가면서 최대한 보이는 것들을 모읍니다. 이번에는 부스트를 80개 했는데 다음에는 85개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딱 이 사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부스터를 쓰는 것보다 나중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70개가 넘으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90개에서 멈췄는데 후다닥 5개를 모으면 이렇게 레이더가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기점으로 빠르게 또 모아줍니다. 8분 정도의 수집 완료! 이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분이나 단축 성공!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4시간 동안 채굴량 25%를 적용할 거냐는 문장이 뜹니다. 무조건 해야겠죠? boost는 쿨타임 15분이라는데 게임이 한 번 하면 13시간 후에 돼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한 번을 잘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왜 자석 효과는 안 나타날까요?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추후에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가 게임에서 수집하게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 총 30개씩 90개를 모으면 채굴 차량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좋은 소식과 연결된 소식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팩 기능도 업데이트될 예정인데 이팩을 통하면 부스터 쿨타임이 줄어들고 채굴량도 늘어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 더 마르스 팀원 중 한 분이신 CFO 공황현님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와 영광이었습니다. 댓글에 더 마르스 프로젝트를 지지해주시고 좋은 설명 감사드린다고 댓글이 달려서 감사 말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는 당첨되지 못했지만 응원한다고 적었죠. 근데 그 댓글에 다시 대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인플루언서 지급분에는 제가 없었지만 pet NFT 진행할 때는 포함될 수 있다고 노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인플루언서로 포함되면 저도 화이트리트를 이벤트로 모집해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겠죠. 이때는 구독자분들 중에 제 올리는 영상에 자주 써주시는 분들 위주로 첫 번째, 그 다음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리스트를 보고 자주 써주시는 분들은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래도 주에 두, 3회 올리는데 주 1회는 써주시는 분들을 포함시켜야겠죠.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천사!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기대되는 소식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적으로 제 유튜브를 개편해서 NFT로 소리 올리는 방법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 위한 것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9시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영상을 마치며 매주 화, 목에 찾아오는 돈 되는 신규 플랫폼과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오는 깨비뉴스의 깨비자는 정규 업로드 날 외에는 스톡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멈춰있지 하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유와 자유의 징검다리 중 첫 번째 돌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인사는 디부디부입니다. 디지털 부업으로 디지털 부자 되자라는 뜻으로 부업이나 취미로 즐기면서 시작해 여유와 자유를 찾으시길 바라는 저만의 외침이자 인사법입니다. 그럼 모두 티브디브!